yeah, silent. 향기가 남아서 이렇게 서 있어. Hi. Nope. Cheer up, cheer up. I'll give a suggestion. Can I, can I show you to my subscribers? It's okay? Okay. Thank you so much. I will give you a present. Today, actually, I play uh, old K-pop. Uh, do you know some K-pop? Like BTS, Blackpink, something like that. More? You know old K-pop? Wow. 지금 얘기를 못 해가지고. Wow, really? For seven years? Maybe you are more familiar than me, I think. Nope. Uh, <laughs> do you know hospital playlist? 이거 알 줄 알았어. 아로하. 오케이?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한 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나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 같진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걱정 마 아들리 언제나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내 품에 아들리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나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Wow, y o u r light on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나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예 yeah, silent thank you so much I'm gonna cry now 어, 울것 같대요 yeah you can cry, cry now it's okay thank you so much you are amazing do you wanna listen one more song? Okay. Woohoo! <laughs> 아 너무 좋아하시네. Yeah, sure. It's okay. Uh, you said you like old K-pop, so I will play more old K-pop. Okay. This is called Whistle by Lee Moon-se. 그대 떠난 여기 노을진 산마루턱에 아직도 그대 향기가 남아서 이렇게 서 있어 나를 두고 가면 얼마나 멀리 가려고 그렇게 가고 싶어서 나를 졸랐나 그대여 나의 어린애 그때는 휘파람 위 불며 떠나가 버렸네 그때여 나의 장미여 그대여 사랑미요 박수 how did you know that? Do you know some Korean? Little bit? Okay. Ah, it's too bad I cannot hear your voice. <laughs> Can I invite you uh, next time to online consult like Zoom or you know Google Meet, something like that. It's okay. I will give you my Instagram ID. Give me. Oh, thank you so much, and I, I love your adorable reaction. It's, it was great and thankful. Thank you. Love you. <laughs> Have a great day. Have a great night.